ただいま俺いらっしゃいませいこれらっしゃいませお帰りなさいえ웬또着物야 どうぞこちらへ 에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カバンはこちらへどうぞ 아, 아이. 어, 오늘 무슨 나, 날이야? 조심. カバン結構 우리 안에 일본 사람이었네? うん 아니 아니. 이런 건 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부... 오늘은 뭔가요 그러면? すんちゃん千入りだ 제 생일이라서 기모노를 입었나요? 응. 그럼 오늘은 생일 기모노 <laughs>